진짜 맛있어 눈이 많이 갔는데? 잘 가요 오늘은 제가 머리 망치고 최애 음식 간장게장을 먹으러 왔어요 항상 지인들이 물어보는데 드디어 제가 여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, 아, 오셨어요 아, 여기 완전 20년 당 맞아요 맞아요 아, 눈치 안 보고 먹을 거여가지고 나 됐자 먹 여기는 서산 간장게장이에요 을미랑 서산이 있는데 저는 여기로 옵니다 여기 이모랑 친하기 때문에 개웃기네 아 진짜 대박이야 여기는 근데 알이 진짜 이게 보이세요? 진짜 맛있어 보라 안 치고 진짜 오바 아니고 애 맛있어 이거 많이 많이 가져네 너 근데 밥안 먹었어? 밥 먹었지 아침부터 카레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형님 쇠지를 시킬까 얘? 앱? 응급할 때 게장 맛있다네 맛있다네 아, 다가왔거든? 거기 여기가 짱이야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이쁜 거 아니야? 아 나는 그런 예쁜 유튜버 아니야 포토샵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에다가? 보통 이 한입을 먹어줘야 돼 내가 상큼 밑에를 씻는 한이 있어서 내가 이거 벗고 먹어야겠다 아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다 내 거라는 생각이 약간 위험하지 않아 누가 나 내 거를 넘보지 않아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음난 이 생맛이 너무 좋아 음. 몰랐어?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와 지겨 잘가요 나는 진짜 지만 내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이모 여기 밥 하나만 더 주세요 보여? 빼, 네, 빼, 네. 계속 빼. 다 빼. 음, 이거야. 음, 이때, 이때 욕주지 않고 깍두기 하나 먹어줘야 되거든? 음. 염분이란 이런 거거든 살짝 짜다 싶을 때? 그럴 때 바로? 인생이 즐겁다 <laughs> 인생 즐거워 밥 하나만 넣으세요 시켜놓라고 뜨거워 깨소리 많이 먹어 죽기 전에 하나를 먹을 수 있다면 간장게장이야 아 음. 너 맛있어 진짜 딱 단나무 요거, 요거 좀 대박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가 맛있게 안 나오는데 안타깝다 근데 알 거야 간장게장 좋아하는 사람 그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. 집게발은 안 먹습니다 저는 저 집게발은 진짜 진짜 배고프다 아, 아까워 이거 이거 아까워 남은 게 맛있게 먹었고요 너무 졸려가지고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될것아 맛있게 먹었습니다